다음 <laughs> 저거는 빨간색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카메라 여기 저, 저, 땀, 땀 저는 원래 땀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 매운 여기 되게 맵다고 중, 맵, 맵다고 유명한 지, 그런 족발집이래 진짜요? 아 근데 제가 족발 먹으면 안 되는데 왜요? 돌겨라서 아 장난이야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clears throat>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에? 나 이거 왜 있어? 아, 배요. 아니로 아니면 너 척발랑 이거 같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디 거야?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에이. 아, 너무 좋았어. <laughs> 되게 머리 좋다. 음. 마이로 이거 뭐야? 물 먹고 있는데 여기? 에? 네? 못 봤어요 형물 먹고 있었는데? 네? 형 여기 물 먹는 거 잡았어 제가 봤을 때분노 감지가 아니라 <laughs> 우리 히로가 Yes, yes, it's Bigfoot 히로 그럼 히로가 찬스 한번 쓸까? 찍사 찬스 찬스 뭐예 지금 많은 분들이 히로 찬스 쓰자고 맛있어 찬스 뭐해요 찬스 한번 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호가 왜 더 괜찮지? 이게 아닌데? 물. <laughs> 무슨 뜻이야 이거? 물. 아, 물 마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아, 물을 마물 마셔. 솔직히 이제 끝났다 치고 맵다 안 맵다. 생각보다 안 오. 그, 그 마라탕 더 매워. 마라탕 이거보다 더 매운 것 같아. 히로야, 너가 진 거야. 근데 <laughs> 이거 마라탕보다 저는 아 근데 마라탕 우리 그럼 찬스 한 번씩 쓸까 그럼? 저? 제 찬스 왜해나 찬스 필요 없어 그냥 물 물 물 마셔야 되니까 음. 캡사이신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맵은 맹거 와 바나나 우유 저는 우리 분호는 캡사이신 저는 바나나 우유 자 뒤집어서 우리 분호는 캡사이신으로. 그거 뭐야? 이거 이 불족발 야, 아, 야, 예, 예, 예, 불족발 여기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잠깐만. 이거 리플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딱딱 봤어. 숨겨.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나나 나는 <laughs> 제가 할게. 자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아, 소금 한 먹어보, 먹어보고 아니, 저는 바나나 우유 있다. 어 저를 위한 바나나 우유가 준비가 됐네요. 너, 너 먹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아 잠깐만 형한테 뭐 잠깐만 잠깐만 우선 군호 도망가라고. 우리 <laughs> 에이, 군호 마이로 동생 군호 씨, <laughs> 마이로 아너 자꾸 너가 걸려. <laughs> 자, 우리 군호 씨. 맛있죠? 제가 에이, 이이 게임은 군호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네요. 맞아. 음, 매운 거 같아요. 맞아요. 캡사이신이라고 정말 매운 소스. 아, 매워? 마요 씨물왜 드세요? 아빠 아, 아빠 진짜 아빠 뭐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와 어, 너무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던데? 너무 맛있어? 야, 너무 조, 마이로보다 아, 조금 찍으면 어떡해. 그, 더, 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먹을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음. 이거가 성대 무장마차 떡볶이 맛이. 그럼 더 찍어 먹어보자. 더 그러니까 먹어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마, 뭐, 먹을래요? 아나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이걸 줘 어때? 이거 왔어 아니야 저거 너거 아니야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군호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를 군호의 그 매운맛 챌린지를 하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우리 히로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이 매운맛 챌린지의 탈락자는 우리 히로 히로가 탈락했습니다. 와 네. 어떡해. 그럼 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생했어요. 반학하면 뭐, 뭐 해야 돼? 뭐요? 3점 세트 먹읍시다. 저기 보고 애교. 하나 둘 셋. 어 이거 아까 군호가 했어요. 표정 안 돼. 안 아, 돼요? 네? 네, 표정 안 돼. <laughs> 나 했어. 표정 안 돼. 정확히 기억을 못했어. 안 돼.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이거 뭐예요? <laughs> 수영? 수영 뭐. 수영 수영 아 오케이 수영을 하고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이렇게 마이로가 매운맛 챌린지에 이렇게 당첨이 되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사, 여러분들 소파, 소파 안 보여졌죠? 애교 그 보고 싶죠? 예교 세게 소파 애교 멋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던 걸 제가 모르고 우리 네, 친구들한테 하나 둘셋딱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딱 언제 열어주세요 문 좀 문 열어주세요 아니 문이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는 게 뭐가 있어 야 다시 아니 아니 그다음 맨 나가세요 맞춰서 다시 해주세요 맞춰서 맞춰서 다시 하나 둘 셋 사과처럼 밝은 볼 어, 예뻐 예뻐나 애교하겠다고 <laughs> 노래 노래 하지 애교할게요 제발 떡떡떡떡떡 하나 둘셋 네. 바나나 우유 사주세요 엄마마마마마마마마마미야 엄마마 왜 반응 안 해줘 했잖아 엄마마마 그게 뭐야 나 제대로 해줬는데